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시니커스 초콜릿이랑 맥놈 아몬드 누델라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트윅스 초콜릿을 준비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스니커스도 어떨까 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to them.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트윅스부터 스니클스가 먹는 거 씹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나오는 스니클스가 맛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